안녕하세요 단호의 마스터 코치 베니 코치입니다 습관 성향 크리에이터 네라입니다 매일 10개 challenge 오늘은 등에 쭉쭉 삐져나오는 군살들 있죠 바로 그 부위에 딱 집중하는 동작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 동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네라님을 보고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? 자세 설명부터 들어갈게요 자 한번 엎드려 보실까요? 쉬운 버전은 다리를 위 내리는 거라서 상체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좋아요 자 이때 시선을받아 보시고요 양손을 만세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머리랑 가슴이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려줍니다 그렇죠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갈비뼈가 바닥에 내려가는 느낌으로 살짝 밀어주시면 돼요 자 팔꿈치 편 상태에서 당길 거예요 팔꿈치가 옆구리 쪽으로 옵니다 쭉 당겨볼게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이게 끝이에요 다시 만세 들이마시고요 당겨줍니다 후, 오 잘하셨어요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 당겨볼게요 팔꿈치가 그렇죠 최대한 바닥에 가깝게 이렇게 뜨시면 안 돼요 바닥에 가깝게 등에 힘 느껴지세요? 네 잘하셨어요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바로 10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준비 자 양손 쭉 뻗어주시고요 다리도 벌려줍니다 위에서 보면 마치 X자가 된 것처럼 팔다리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손과 다리 쭉 올립니다 쉬운 버전은 내랑님을 따라해 주시면 돼요 준비 자 당기면서 주먹 꽉 쥐어주시고요 당겨줍니다 시작 하나 후 그렇죠 만세 둘후 마치 누구의 멱살을 잡듯이 셋후 팔꿈치는 갈비뼈 쪽에 쫙 붙여주시면 돼요 그렇죠 등 쪽에 힘이 쫙 들어가는 느낌 가져주시면 돼요 자 쭉 당겨줍니다 후 올라갈 때 최대한 올라가진 않고 팔이 당겨지는 느낌이에요 요렇게 바닥 가리시면 안 돼요 후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당겨줍니다 후 그렇죠 얼마 안 남았어요 후, 팔꿈치 옆구리 꽉 자,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마지막 10초만 버텨볼까요 당겨주세요 9 8 7 요건 몰랐죠 6 5 4 4 2 1 그만 잘하셨어요 매일 10개 challenge 등살 운동 오늘 어떠셨나요? 매일 하실 수 있겠죠? 코치님 등 말고 또 다른 운동도 하고 싶으면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? 운동을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바로 이어서 하체 challenge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내일도 매일 10개 challenge 함께 하도록 해요 안녕